안녕하세요 한국 천민 한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먹을 거는 어, 연어 그 다음에 라면 그 다음에 요거 야채 그 모듬 야채 파프리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 혹시나 찍어 먹을 수 있으니까 챙겨놨어요 그리고 이거 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 연어는 이마트에서 사왔는데 와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사실 이거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 그러면 너무 좀 식상하고 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또 라면과 함께 또 라면은 제가 또 끓일 때 전에 그 만들던 소스가 남아서 그 제주 많은 돼지라면 만들 때 그 소스 있잖아요 백종원 씨가 알려준 소스를 소스를 넣고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연어를 라면에 넣고 먹으면 제주 많은 연어라면 진짜 부드럽다 진짜 맛있다 안돼 네. 어우 이빨 씨야 넣고 먹어볼게요 음. 마요네즈 찍어서 음. 오, 괜찮아요. 이게 예, 너무 중간이 좀 너무 두꺼워가지고 <clears throat> 음. 중간 부분이 좀 아직까지 살얼음이 껴있어서 너무 이가 너무 시려워요 이렇게 뜨거운 데좀있으면 연어 구이가 되려나? 연어 생선구이 음 따뜻하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그래도 맛있어 뭐 김치 찢는 것 같아 와 우리 국물이 진짜 맛있다 물이 너무 많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한국 천민 한천이었습니다